350 원하시는 백미 쿠쿠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. 1 5 g 이렇게 냉동 보관하고 드시면 돼요. 한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어요.